2021년 3월 6일 여행 1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ich 있어 이거 씨. 저기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혹시 누구신가요? 누구세요? 여기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미치겠다. 어우, 추워. 어. <laughs> 냄새. 할렐야 여기다. 어. 어? 어? 여기 계시죠? 계십니까? 여기 어디 계실까요? 어? 혹시 여러분 혼자가 아니야 지금 둘 와미쳐버렸다 나와 간만에 씨발 개졸리네 어, 목소리 떨린 거봐 씨발 오 씨발 저기요. 어? 누구세요? 아, 쟤 보고 있잖아. 방금 봤네. 맞잖아. 내 말 맞지? 방금 뭐 끄먼 거 봤지? 와, 씨발 미쳤다. 뭐 있다니까 끄먼 거. 지금 뭐 있다니까. 오! 아! 와! 씨발! 혹시 계세요? 혹시 계십니까? 혹시 계십니까? 아, 아, 어? 있구나 아, 아. 으악! 아! 잠깐만 조금만 뺏겨 이거 어? 경찰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경찰차는 아니에요 경찰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찰차는 아닌데 와 차가 연달아 두대 주먹 세대 음 경찰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방관할 수는 없어 그대로